안녕하세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중국어 수산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인사말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하오, 니하오. 네, 많이들 들어보셨죠? 바로 안녕하세요입니다. 니는 너, 당신, 하오는 좋다, 저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니하오 바로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니하오라고 인사를 하시면 똑같이 니하오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你最近过得好吗?你最近过得好吗? 요즘 잘 지내세요? 最近은 최근, 요즘이라는 뜻이고요. 꾸어다, 꾸어다는 지내라는 뜻이고요. 好吗?好吗? 좋다, 좋은 뒤에 마를 붙이면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你最近过得好吗?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럼 我过得很好,谢谢你呢? 我过得很好，谢谢。你呢？我는 나, 过다는 지내다는 뜻이라고 했죠. 很好,很 아주 매우라는 뜻이고요. 好 좋다. 我过得很好.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니나 당신은요?

감사합니다. 니나 당신은요? 여기서 모든 니는 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니는 니의 존칭입니다. 어, 윗사람이나 냄새 많으시거나 아주 존경스러운 분한테는 니으로 하시면 더 존경스러운 표현이 되죠. 닌好, 닌最近过得好吗? 닌最近身体好吗?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훨씬 상대방을 존경하시는 것입니다. 니吃饭了吗?니吃饭了吗?吃 먹다 饭 밥. 니吃饭了吗? 식사하셨나요? 我吃了你呢 네, 먹었습니다. 당신은요? 네, 이 표현은 중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예, 서로 편한 사람끼리 만나면 첫 마디부터 你吃饭了吗?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上好早上好좋은 아침입니다. 中午好 中午好. 좋은 점심입니다. 下午好.下午好. 좋은 오후입니다. 晚上好.晚上好. 좋은 저녁입니다. 晚安.晚安. Good night. 여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잖아요. 바로 早上好,中午好,下午好,晚上好 끝에 전부 다 좋다, 좋은, 好가 들어갔죠? 네, 그러면 기억하기 훨씬 쉬우시죠? 하오지오 부젠 하오오랜만이네요 하오지오 见到你很高兴见到你很高兴见到 만나다 很 아주 매우 高兴高兴 기쁘다 见到你很高兴 만나서 반갑습니다 再见再 다시 제见 만나다 再见 안녕히 가세요 再见 下一次见. 다음에 만나요. 下一次 다음. 下一次见 다음에 만나요. 칭도 관照. 칭도 관照. 잘 부탁드립니다. 칭도 관照. 请坐，请坐，앉으세요。 请喝茶，请喝茶，茶，tea，喝，마이다，请喝茶，차를드세요，请喝咖啡，咖啡，c o 커피，请喝水，请喝水，水，m 물，请喝茶，请喝咖啡，请喝水，谢谢。 不客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말과 관련된 사자성어 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안하 이치안하 이치 모든 것이 안하 좋다 이치안하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你最近过得好吗? 요즘 잘 지내세요? 我一切 안하 저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我希望大家也一切 안하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다 좋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직접 말해볼까요? 안녕하세요 你好 네, 요즘 잘 지내세요? 你最近过得好吗？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我很好. 감사합니다. 谢谢. 요즘 몸은 건강하세요? 你最近身体好吗? 식사하셨나요? 你吃饭了吗? 좋은 아침입니다. 早上好. 좋은 점심입니다. 中午好. 좋은 오후입니다. 下午好. 좋은 저녁입니다. 晚上好. 좋은 밤 되세요. 완안. 만나서 반갑습니다. 见到你很高兴. 오랜만이네요. 好久不见. 안녕히 가세요. 再见. 다음에 봐요. 下一次见.잘 부탁드립니다. 请多关照. 앉으세요. 请坐.차 드세요. 请喝茶. 커피 드세요. 请喝咖啡물 드세요 请喝水다 좋아 다 괜찮아 一切安好그러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谢谢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我们下次再见。